이렇게 생긴 거? 정말 모르겠어 <laughs> 해이는? 조금 애매해 팔릴까? 오 <laughs> 어, 어, 어. 이거 케이스 너무 예쁘네 엽스 엽스 실물이 더 예쁘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<laughs> 겸손 겸손 겸손 친구야. 아, 겸손 겸손 아, 겸손. 저희가 예. 라치카 이제 굿즈 제작해보자 이렇게 제안 드렸었는데 아. 예, 연락 받으셨을 때 좀 멤버분들 반응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. 아 너무 좋다가도 한편으로는 팔릴까? <laughs> <laughs> 이게 과연 누가 살까?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누가 사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쓰고 싶다 내가 하고 싶어 그냥 일단 네, 그리고 막 라치카라는 팀으로 뭔가 사랑을 받으니까 이게 굿즈를 만들자는 제안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좀 사랑을 받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도 좀 맞지. 맞아요 저희 오라운드 서비스가 이제 누구나 다양한 제품에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입혀서 custom을 할 수 있고 또 판매까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서비스거든요 네. 앉아서도 돈을 벌고 자면서도 돈이 돈이 들어오는 어, 저는 이제 장난 시작하는 거예요 어, 라츠하면 좀 연상되는 게 미녀 그리고 조금 이렇게 미녀 미녀 이미지잖아요 미녀가 연상되시나요? <laughs> 그래서 요즘 이런 컨셉으로 좀 가보면 어떨까 저희 내부에서는 애 좀 그렇게 논의를 했었고 이제 그럼 미녀 오총사가 되겠네요 독수리 뭐- <laughs> 오형대요 이런 느낌으로 네. 아, 저는 이거 근데 미나삼총사 이 컨셉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맞아. 음. 이런 게 들어가서 조금 더 재미있는 요소로 좀 들어가면은 사람들 좋아하지 않을까. 저희가 아무래도 좀 재밌는 팀이기도 하잖아요. 뭔가 되게 음. 위트 있는데 좀 세련됐으면 좋겠긴 음. 해요. 이 컬러가 저희가 분홍색이 좀 저희 팀 컬러라서 어, 그렇죠. 네. 분홍색으로 하는 것도 좀 좋을 어, 것 맞아, 내 생각도 그래. 좀 가져온 제품들이 있는데 네, 한번 네, 네. 예, 보여드릴게요. 우선은 기본적으로 예, 이런 후드티를 음. 오, 좋은데요? 따뜻하게 모자도 두런 어, 구툼에 부모가 있네요 어이 핑크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딱 우리 팀 컬러로 좋은데요 이거 컬러? 딱이 아, 컬러로 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랙, 화이트, 핑크 이렇게 또 무난하게 입으실 분들 또 블랙, 블랙이랑 화이트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우리 설립, 설립? 우리 만들어진 막 해, 그런 거 들어가요 Since? Since? 어어 어. 어. 신스! 신스 이런 거 <laughs> 아난 슬리퍼 너무 좋은데 아나 어, 슬리퍼 진짜 유용하다 사실 요즘은 슬리퍼 신고 춤추잖아요 네, 스타링을 혹시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? 근데 나는 이게 hey가 여기 있고 이 라치카는 그냥 여기에 뭐 로고만 들어간 게 나을 것 음. 같은데 그러면 hey hey인가 아니면 헤이헤이지?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는 헤 헤이 아, 이를 한네개 넣든지 Hey. 어, 말하면 어, 어, 쁘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? 되게 의미가 많아요. 인사도 될 수도 있고. 어, 어 너 맞아 할 때 hey 이렇게도 할 수 있고. 좀 혼낼 때 hey 이렇게도. <laughs> 정신 차려. <laughs> 이렇게. 놀릴 때. 이거, 언니들 나 놀리면 헤이 헤이 이렇게. 가비님이 슬리퍼 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꼭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어, 네. 슬리퍼 좋아요, 좋아요. 어, 그 우리 라스 좋아요. 어, 너무 좋아요. 아니 왜냐면 저희가 촬영장에서 대기할 땐늘 슬리퍼를 신고 맞아. 그때 약간 기 살 것 같아. 어, 우리 이거 굿즈 우리 건데 왜? 줄까? 이렇게 <laughs> 에이. 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진행해보고 싶으신 그런 굿즈들도 혹시 있으실까요? 어 있죠 저 핸드폰 케이스랑 아, 그립톡 그립톡 어, 그립톡 예. 아, 그립톡이랑 네. 그립톡 뭐예요? 그립톡 어, 그립톡 어, 그립톡이 나도 몰라 언니 아 아, 아 거치대 거치대 거치대 케이스는 이렇게 젤리 또 이런 하드 케이스도 아, 되게 예.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거에 요즘 폼꾸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. 뭔지 알아? 어 맞아 맞아 폼꾸 어, 세트 괜찮다 어?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, 여기, 어, 여기 뭐 라치카 하나 새겨놓고 음. 뭐 폼꾸 할 수 있게 막 음. 스티커 같은 거 그러면 이제 팬분들이 알아서 꾸미실 수 있으니까 저는 사실 strap을 되게 좋아해요. 우와, 어, 잘 꾸민다. <laughs> 야, 이거 던지셨대? 아, 어, 어제 샀어요. 난 이제 저게 어. 웃길 어. 지경이야. <laughs> 그리고 키링! 이거 팬, 팬분이 선물해 주셨는데 네. 이런 아. keyring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어, 네. 키링 괜찮다. 아, 에이치원님 의견이 너무 궁금해. 아 저는 케이스 투명이에요. 거치대랑 아무것도 없어요. 전 심플한 게 좋아서. 있으면 할 거죠? 아, 라츠카는. 고마워! 혜원아 아, 고마워! 안 한대요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케이스 진짜 예뻐, 케이스. 아까 리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플함과 어떤 세련됨과 음. 다 네, 조합한 그런 디자인으로 음. 네,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화면 다 나오죠? 어, 다 나온다. 인사 먼저 할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저희는 오늘 홈쇼핑을 해봤습니다. 저희가 굿즈 네. 좀 제작을 했었잖아요. 그렇죠. 이제 오늘 나오는 날이래요. 그래서 제가 홈쇼핑을 하는데 와, 완전 기대됩니다. 너무 기대되 대박이다. 네. 홈쇼핑까지 네. 점령을 하는? 네. <laughs> 진짜 홈쇼핑 어. 나가는 거 아니지? 아니에요. 그걸 꿈꿨어 사실. 어 꿈꾸셨나요? 네. <laughs> 야 오늘 어필을 좀 해. 그걸 어, 그렇게 되면 안 돼. 우리 엄마가 다 살 수도 있어. <laughs> 제가 봤을 때 홍준표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아 드디어 이제 장사꾼이 이제 시작됩니다 언니 오늘 만발의 준비를 하셨어 지금 양달래가 어, 심상치가 않아 언니 오늘 모델이에요 모델 해야 될것 같아 아니 저는 오늘 팔... 아 팔아요 팔아요 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데 <laughs> 그러면 오늘 저랑 미즈랑 모델을 할까 봐요 아 어, 좋지 좋지 네. 시원 언니는냐 시원이는 뭐 할 거야? 시원이 오늘 근데 할로윈 문자는 거 한번 출발해볼까요? 출발할까요? 아, 출발할까요? 네. 출발! 출발! 갑시다! 너무 기대되네요. 아, 가볼까요? 예, 아, 예 오, 기대가 됩니다. 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저기 봐, 저기 대박. 봐. 진짜 쇼핑몰 아니야? 와, 얘 진짜 너무 큰데? 이점에 어? 응. 쇼핑몰까지 일이 들어왔으면 좋겠다. <laughs> 여러분, 여기 이거 있는 것 같은데? 어, 어, 어. 이리 오세요, 이리 봐, 아, 어, 우리 이름 있어요. 어, 어, 어. 어, 이거 봐봐 스티커도 있고 어, 너무 귀여운 저희 분위기랑 정말 잘 맞는 Hello, hey 엑소 엑소 엑소 엑소 어? 대박! 뭐야? 이거 나왔네? 오! 어? 오! 어? 오! 어, 마 어? 돼 어? 됐어! 아니 대박이다! 오! 진짜 마련돼요 됐는데? 아니 색깔이 되게 예쁜 핑크다 어 여기 블랙 블랙! 어어어 블랙 블랙!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이거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이야. 어때요? 어 예뻐요 예뻐요 어 너무 예쁘다 저도 신어볼게요 어 너무 귀여운데? Hey. Hey. 아니 우리 이것도 틀어도, 틀어보자 우리가 다 틀어보자 어 좋아요 짜라라라짜 리아님 예쁘다 케이스 진짜 예뻐 케이스 오 이거 케이스 너무 예쁘네 케이스 진짜 예뻐 오마이갓 너무 감사해요. 너 예뻐. 와 대박. 나 검정색 너무 마음에 들어. 와 언니 예쁘다. 검정색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네. 지금. 저는 흰색이에요. 예뻐 예뻐 예뻐. 라위. 어 색깔별로 다 예쁘다. 나 이거 입어볼래. 그래 우리 입어보자. 좋아요. 너무 아, 이건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겠다. 제가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예쁘다. 오, 어, 너무 귀여운데요? 엽스 엽스 어어어어어 오늘 모델하기로 했으니까 예쁘다 어때요? 예뻐 예뻐요? 어 예뻐 진짜 예뻐 오케이 <laughs> 이거 왜 하는 거야? 뽐나는 <laughs> 쇼핑 방송 치카 뽐 쇼핑 라치카 굿즈 최초 공개되는 자리고요 야 놓치면 안 되는 이유 바로 또 여기에 있습니다 네,